2021년 3월 8일 월요일 정원 일기 음, 우선 내일이면 우나 엔하이픈이 벌써 100일이다 이제 벌써 그 타이틀 이, 이집 이제 보더 카니발 시리즈는 이제 녹음은 다 끝났고 이제 며칠 전부터 안무를 나가는 중이다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 뭔가 지금 감기 걸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콧물이 조금씩 끼는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오늘 스케줄이 되게 일찍 끝나는데 형들이랑 조금 얘기하다가 실수로 잠들어가지고 지금 <laughs> 잠에서 깨서 일기를 찍는 중이다 음 우선 요즘 되게 엄청 더워졌다 뭔가 많이 더워진 것 같고 이제 진짜 뭔가 봄? 겨울이라는 느낌은 엄청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이제 봄인 것 같다 곧 여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름이 조금 무섭다 아무튼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일이면 엔하이픈 100일인데 뭔가 100일이 3개월? 백이 아마 한 3개월 조금 넘 3, 4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약간 100일이 되게 길, 길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애기들 막 100일 잔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금방 하는데 우리는 뭔가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이제 100일 했다 하니까 되게 앞으로 더 할, 할 거나 뭔가 해야 할 거가 많구나를 좀 더 느꼈던 것 같고 뭔가 100일 동안에도 되게 배우거나 한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100일도 안됐는데 벌써 대면 팬미팅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들도 그 대면 팬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딱 어떻게 해서 봤는데 막 진짜 엄청 슬퍼하셔가지고 우리는 그때 엔진분들이 처음 본 거지만 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들은 원래 모아분들을좀 보시다가 갑자기 그, 그 상황 때문에 못 보다가 그때 다시 본 거니까 엄청 더 슬펐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되게 그 대면 팬미팅 하시는 거 보고 엄청 감회가 새롭고 그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만큼 그때 그 엔진분들 만난 게 되게 소중한 기회였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만나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계속 있고 이제 우리 그 보도 카니발이 곧 있으면 곧 있으면 어쨌든 이제 컴백을 이제 하는데 음 뭔가 저번 저번에는 뭔가 되게 급하게 아이랜드 끝나자마자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딱 준비를 해서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딱 안무를 찍어서 모니터링을 해봐도 뭔가 그런 느낌 되게 음, 멋있는 것 같다 이번 업무는 그래서 음방 돌 때 어떻게 그렇게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되고 이제 안무 연습도 이제 시작한 거고 이제 무대도 이제 막 꾸미기 시작한 거니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든다 요즘 음 그리고 이제 환절기여서 약간 목감 목 관리나 이런 것도 잘 해야 할 것 같다. 2021년 3월 8일 월요일 정원 의얘기 끝.